오랜만에 5분 타노스 키너 100개? 타노스는 5분 동안 최대한 얼마나 많이 죽이나? 지금 가러 가야겠다 헉, 뭐야 키 150개? 감사합니다 와나 이거 킬 많이 할 건데 아 이거 본캐로 해야 되는 게아 <laughs> 이거 부캐로 가고 싶 좋아요와 구독 1발 혼자 1발인데 내주총이랑 끝다니몇분 남았어? 아 미쳤다 아, 아, 미쳤다 6킬 뭐야 이거 아내 주총 나가지고 이득 보고 있잖아 급할 거 없어 발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싸 3분 남았다 나 이렇게 많이킬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, 그, 그 카페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, 아, 삼촌끼까지 먹어버렸다 와 이제 올라갔나 와 미쳤다 도, 망쳐 도망쳐 도망쳐 발길 사이 가라고 더 놀라운 거는 카카오백을 하는 거 차, 차. 아 8초 남았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와 엄청 많이 했다 야 뭐야 거의 10킬 했어 <laughs> 와 전판인데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<laughs> 시작하자마자 이거 치킨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이 받았어